차렷 차렷 차렷 이거는 여기 어, 요즘에 어, happened. 조금 또 있어 처음에 한꺼번에 또가 아니고 눈물같이 붙지 그래서 가만있어 어디 너희? 예. 네. 그 아니? 그럼 누가 또 예? <laughs> 조금 더 사진보다 좀 더. 아이고. 더 찢어야 돼. 더 찢어야 돼. 뭐라 그러는 거더 찢어야 돼. 왜, 왜 말을 안 해? 말해!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. 응? 응? 응. 소리 안 내네? 왜 그래? 야, 봉우리야? 응? 야 아니야. 나네. 아유. 아유, 저 붙었어. 얘는 조금 약간 흐린 편이 니겠네 어? 아니 어떻게 그지? 아니 조금 아까 도는데 금방 커져? 좀 아까 막혀졌어? 응 아니 아까 밖에 있을 때유리잖아그 그 사이에 한짝만 이렇게 떠져?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번쩍 떠져?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차차 근데 얘는 어떻게 하나를 땡그랗게 떠냐 어디 봐 없네? 아, 그건 아니겠지 어? 아니 그래도 이렇게 뜨면서 점점 커지거든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아주 건발이 깊어졌네 그런가 봐 얘가 유난히 세게 얘보다 더 죽어 터지려고 지금 벌어졌어 내가 지금 뛰겠다 아 놀랬잖아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고 하거든요 뺑뺑해 아주 얘도 막 멘부대비 같아 멘부대비가 앉으세요 안 들어가? 가 이제 자. 이제 먹을 거 없어 얘 달라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저안 나오겠지 오늘은 음. 저 입구까지 온다니까 여기까지 여기 있어 이러다가 얘너 꼼짝 넘은 걸 근데 새가 물어가는 거지 안돼 누가 이거 찾 앞에 맞고 이제 뚜껑을 열어놔요.